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올레오버의 뮤직 뱅크 대기실입니다 맞아요 박수 한번 쳐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희는 이렇게 네. 오다가 왼쪽으로 와서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신 대기실로 가거든요 근데 가짜 대기실인 줄 알았는데 마음을 체념하고 있었어요 이미 가다 가다 가다 가려는데 그 오! <laughs> 그, 네, 네, 네, 이렇게 하고 바로 <laughs> 어, 어, 이거 뭐라고? 저희가 항상 단체 대기실을 아, 썼었는데 어. 네. 하다가 허, 혹시나 아침에 기대는 했어요. 왜? 개인 대기실 있지 않을까? 뭔가 자만했네? 느낌이 있었어요. 자만했네? 자만하아니냐 기대를 안 거죠. 자만한 사람 주로 가요. 기대를 안 거죠. 그래가지고 전 당연히 가다가 혹시나 딱 보는데 혹시 된 거죠. 아 자만했다 자만. 아 자만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기대 기대 기대 자만해가지고 금 목걸이 끼고 나온 거 보세요 아, 어, 아 진짜 아팠어 말도 안 아, 이건 진짜 이런 아, 이거 영상 보시면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약간 살살 살살 때린다 오해한다는 몰래 과자 먹게요 링신을 맡고 있습니다 몰래라는 이구 네. 구역 앉았어요 아까 앉았습니 왜냐면 저거 이거 사면 하나씩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 한 개인데 자기 혼자 지금 저 네 개를 여러분 저뭘 제가 세 개 먹은 건 맞아요 와, 야 이거 봐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이거 혼자 담 담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 뉴스 특보 껴주세요 이거 지금. 맞아, 이거 진짜 빵빵빵 이거. 뉴스 특보 껴주세요. 그 저랑 나눠 먹기로 했으면서. 와, 이유정 혼자 다 먹어. 네.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요